오페라 엑슬란트 베이스트 그라데이션 해주기, 해줄게요 여러분 그라데이션은 이제 말 안해도 어떻게 하는지 알죠? 1mm씩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1mm씩 그대로 옮겨주면 돼요 패턴 브러쉬 없으시다면 세필 브러쉬로 하셔도 돼요 세필 브러쉬 사용하면 대신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됐죠. 베이스 바를게요 네. 왜냐면 구름을 그릴 거거든요 팔팔에 얘 생각보다 되게 띡한 것 같아요. 아, 띡해요? 응, 띡해서 딱 고정력 있게 얘가 안 흘러내리고 붙어있어요. 되게 착착 붙어있어요? 응, 착 붙어있어요. 이 픽스젤보다 더 띡해요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아. 테랑 탑 크리스탈 미러 얘는 진짜 넌탑인데 광이 장난 아니더라고요